이번에 검은 사막이 6월 23일 목요일부터 남미 지역을 직접 서비스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서비스되고 있던 모든 지역을 직접 서비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I'd like to welcome fellow adventurers from South America joining the global Black Desert Online family under Pilibus. 那希望我们在未来的日子里，可以在黑色沙漠里面共创更多美好的回忆。 Это замечательная новость, которая объединит нас и сплотит. Мы будем еще ближе друг к другу, фарм будет интереснее, дроп будет лучше, а самое главное, мы все будем радостны тому, что произошло. J'aimerais au nom de la communauté française et internationale vous souhaiter encore la bienvenue dans la team. เราเป็นกำลังใจและเคียงข้างคุณเสมอนะครับ Let's make new milestone as one big family. Much love to you guys. これからは日本のみならずいろいろna国さまざまな冒険者の方たちとも交流できるようになるかと思うとすごく楽しみです certeza que tem muita coisa boa chegando por aí. Então se segura na cadeira e simbora! Y a seguir con nuestra aventura. Welcome to the family. I'll see you on the other side. Black Desert'ın keşfetmeye doyamayacağınız dünyasına hoş geldiniz. 축하드립니다.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วันนี้ก็มาแสดงความยินดีกับ Black Desert ด้วยครับ Лучше поздравить с началом. Vamos comemorar todos juntos. 축하드립니다.